어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우 어때 신났어 라면도 신났어 아 이뻐 엄마 칭칭이 많이 먹잖아 애기야 그랬어요 음, 역시 왕건이는 잡았네